아 눈부셔 아 잘 보여 어디서든 잘 보고 싶으니까 난 사진 찍을 때 아무 생각 안 해 얘가 생각하니까 자 모여봐 오케이 구글 광각으로 사진 찍어줘 모두 닮고 싶으니까 누구야 넌?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불 좀 꺼줄래요? 사진 찍게 어두워도 인생샷은 남겨야 하니까 이야 똑똑한데 이거 오케이 구글 음악 틀어줘 근데 폰이 어디 갔더라 <laughs> 어딘가 있겠지 가끔은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으니까 소리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 들어볼래? 함께 즐기고 싶으니까 나는 G7 Thank you. LG G7. Thank you.